여동생 있으세요? 아니요 저 남동생만 있는데요 아, 그러면 엄마나 뭐 여자친구 거 보신 적은 있죠? 왜 보통 심부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텐 안 시키셨는데 아 여자친구도? 네. 그쵸 어,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뭘 알아야 저희가 네. 진행을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. 안녕하세요. PRPR 컴퍼니 우가은 사원입니다. 우선 생리대는 크기에 따라 나뉩니다. 소형, 중형, 대형, 그리고 overnight. 우리 브랜드 제품은 night용 제품이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. 일단 super long 사이즈를 먼저 보실게요. 와, 굉장히 크죠? 이 정도면 진짜 전혀 셀틈 없겠어요. 그죠? 소화할 땐 제품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의 그날, 그날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여자들이 생리할 때 생리통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증상은 어떤지 뭘 먹고 싶은지 뭐가 땡기는지 뭐 하고 싶은지 등등 그러니까 주변 여자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걸 남자가 물어봐도 돼요? 그럼요 아,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리고 우린 일이잖아요, 일. 가은 씨는 그날 어때요? 저요? 어, <laughs> 굉장히 평온하죠. 음,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? 야 엄마 엄마 그날 어때요? 아니 생리할 때 아, 끝났구나 죄송해요 예, 다,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고네어 <laughs> 자기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? 근데 아파? 아 아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날에 그렇게 아파? 어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파? 여보세요? 자기야 아니,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는 거아마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저희 이번 이벤트 아이템인데요 어, 고객들이 직접 써보고 싶은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가 그 제품을 보내드려요. 그리고 나서 제품평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럴을 진행하는 거죠. 그러면 솔직한 후기들로 인해서 제품 장점도 더 홍보가 잘 되고 더 좋지 않을까요? 음 좋은데요. 다음 그날이면 초콜릿이 땡기잖아요. 저희 SNS에 좋아요 3,000개 이상이 눌리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으로 초코 케이크 한 판 딱 싸주는 건 어때요? 어... 좋긴 한데 그거 이벤트잖아 컨텐츠만 올려요 오케이 그럼 승배씨는요?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명품백! 아니죠 산타 빨간색 빨간색은 안 돼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날이 되면은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트러블도 생기고 짜증도 많아지고 근데 남자친구가 매번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날개 모양 발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남자애들은 다 좋다 그랬는데 여자들의 그날을 공감하라 뭐 막 아프다 그러니까 외출하기 싫겠지? 그치 생리통이 엄청 심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도 짜증난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딱 일주일만 여자가 돼서 직접 겪어보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? 그치?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완전 힘들 거야 옆에 있는 남자는 더 힘들 거 아니야 그치 엄청 힘들지 이거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남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너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될까?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왜? 왜뭔일 있어? 어?